이 완전 제 스타일. Mas olha, acho que molha. Oh, ok. Faz cá. 장난하냐? 아! 제발.

브이로그를 올리고 또 보는데 너무 킹받아요. 아 제가 저 맞춤법 안 틀리려고 진짜 검수 열심히 하는데 왜 항상 올리고 나면 이게 보일까요? 맛이 맞네. 난 이거 살래. 그거? 아쿠아리움? 아닌데? 알로에 나 이거 뭐가인가? 올리브. 찌찌찌 찌찌묵 묵묵빵 빠빠빠 빠빠빠 이거 나 접시 뭐. 접시도 여섯 개네 하나 둘셋 느낌이 아, 달라는데?